밥 먹으러요 데이트 저요 오랜만에 저녁 먹을 거예요 <laughs> 얼마 만이죠? 저녁을 먹는데 네,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 다 죽었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? 어떻게 나오나요? 아 저기 들어가요 헬스장이요 <laughs>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 목소리 되게 잘 갈리지 않아요 지금?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 하지메마시데 이따다키마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의나 연구 중이에요 뭘까요? 냄새 가 좋아? 네 나도 나도 8시인데 아, 제가 먹어요 僕も僕は本当好きです和牛和牛ああほん本当に美味しい美味し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저희가 와이파이 안 켜졌어? 제가 이거 와규 진짜 좋- 저 소고기 엄청 좋아하잖아요 소고기 하면 박접인데 이 와규가 진짜 맛있거든요 와, 또 먹게 될 줄이야 고항 그랬어 고항 고항 고항 인생은 기생전 소고기입니다 그 만든데 이거 이거 하나 더 해줘야 돼이거뭐지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? 달라? 이게 와규를 먹잖아요 와 진짜 맛있게 아니라 이런 리액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먹고 리액션 같은 거 잘못아거세요아 진짜 맛있어 이거 이런 리액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와, 와. 말이 안돼 말이 돼 이게? 잘 봐봐요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속에 넣 좀덜 익혀야 되잖아요 이 와규 같은 경우는 조금 더덜 익혀야 돼 보시면은 이렇게 조명 때문에 보이는데 살짝 빨간 이게 빨간빛이 이거보다 조금 덜 돌아도 해요 이 상태에서 양념을 딱 찍어서 그럼 이건 어떻게 구워야 돼? 이거?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뭔데 이게? 빤 따스틱 이거 뭐예요? 뭐죠? 아, 이거 아, 진짜 막 아, 어, 너무 막 소고기가 야들야들해요. 야들야들해요. 아, 근데 그냥 이건 푹 익혀 먹는 거. 야들야들하는 표현이 딱 맞아요. 소고기가. 아, 우리는 빨리 익는 데 음. 고기, 고기 고기. 여기 양도 많아.